아. 유튜브 친구들 하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 BBQ 뱀파이어 치킨 뱀파이어 치킨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제 입맛이 어떠냐 양념치킨 맛인데 살짝 마라향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정말 좋아하겠다 바르면 안돼 그런 장첸 치킨이었습니다 일단 우유로 위보 먼저 3단계까지 있는데 자 1단계는 버닝 2단계는 블러디 맛 3단계는 헬게이트 맛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버닝 맛과 헬게이트 맛 1단계와 3단계 치킨을 가지고 왔고요 1단계와 3단계 색깔 차이가 좀 납니까? 그럼 일단 먼저 당연히 1단계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나 갤포스가 있나? 잠깐만 기다려 나 1단계 버닝맛부터 이 정도는 뭐 괜찮은데 그냥 약간 뒷맛 살짝 올라오는 매콤한 그런 양념치킨 같은데 라고 했어요 난 벌써 매운데? 나 벌써 무서워서 못 먹겠어 1단계도 확실한 거 맛있게 매운맛이야 맛있게 매운맛 거짓말이야, 거짓말이야. 근데 아먹 나도 먹을만은 해 맵긴 한데 뱀파이어 치킨 3단계 헬게이트 맛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<laughs> 이것도 다리 아. 아! 아! Nope. 아! 아! 아니 아무 소리가 매운맛이 아니 이거 물 먹었는데 그야 이런다고? 아니 1단계는 매운 것도 아니야 아 근데 이거 혀에다가 뭐안 뿌면 혀가 끼어질 것 같은데?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아 스트레스 받아 야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삶은 함부로 도전하는 거 아닙니다 와 이거 딱 두 입 먹고 나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 생각이 나, 들었어요 내가 왜 이 리뷰를 했지라는 엄청난 후회도 밀려오고 내가 이러려고 야 이거는 인간이 먹을 게 안 된다 아! 어 근데 1단계는 먹을만해 1단계는 내가 볼 때 그냥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즐기고 먹을 수 있어 그냥 양념치킨인데 약간 매운 느낌이 난다? 그 정도 수준이에요 버닝 맛은 저는 매운 걸 못 먹어요 아니 이거 3단계 어떻게 먹어? 먹는 사람들 뭐야? 아 근데 1단계도 안 맵진 않다 저는 매운 걸 못 먹어요 이거 원래 이렇게 매운 거 먹으면 위가 찌릿찌릿해? 약간? 어나 이 느낌 처음 느껴보는데? 여기가 막 찌릿찌릿하고 살짝 그런데? 어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어 BBQ 뱀파이어 치킨 한번 먹어봤는데요 자 1단계는 사실 저같이 매운맛을 정말 못 먹는 사람들은 1단계도 사실 맵긴 해요 근데 맛있게 먹었어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 1단계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자 3단계 이 헬게이트 맛 드시지 마세요 어나 속이 쓰려 어떡하지?